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어, 밀치시에서 양념 맵속인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아, 매울까봐 프링클 아 프링클 아니고 그냥 치즈볼을 준비했습니다 어, 소스는 브링브링 소스 무 콜라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이렇게 생겼어요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와우 진짜 맛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치킨 먹고 있어요 배고파서 그런지 매운맛이 맛있는 매운맛 아 깜빡했다 마이크 껐나 다행이다 마이크를 껐어요 심해요 맛있다 아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맵소킨 치킨은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